이스라엘 마사다 사회편입니다. 다른 친한 이스라엘 누나와 누나 가족과 함께 마사다와 사해에 갔어요. 다시 한번 그분들께 토달아봐 먼저 마사다에 가는 길 중간에 낙타들을 보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귀여운데 힘들어 보였습니다. 다음 생에 꼭 인간으로 태어나라. 가끔씩 도로에도 낙타들이 있더라고요. 되게 신기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와우. 잠시 후 마사다에 도착했습니다. 주변에 톰슨 과젤 같은 동물이 많았어요. I understand. Yeah. 마사다 뒤쪽으로는 사해가 보였고요. 사실 한국에서는 마사다 요새라고 알려져 있잖아요. 마사다라는 뜻이 요새예요. <laughs> 그냥 마사다라고 부를게요. 공군 훈련소에서 마사다 정신 뭐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 마사다 진짜 제 눈앞에 있네요. 잊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절을 했네요. 아, 여러분께 미안한 게 있어요. 어... 마사다 위에 안 올라갔어요. <laughs> 그때 누나 어머니는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가자! 누나는 힘들고 시간도 별로 없으니 그냥 사이로 가자 이랬는데 누나! 나 사실은 올라가고 싶었어. 진짜 시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자 그랬어. 나중에 이스라엘 다시 가면 그땐 나 혼자라도 거기 올라갈게 이제 제 뒤로 보이는 사해 이제 사해로 갑니다 그렇게 잠시 후 사해에 도착했습니다 <laughs> 와 이건 진짜 이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이십니까? 사해입니다 말 그대로 천연소금이네 뜨거운 날씨와 사해 특유의 염도 때문에 모래 위에 소금이 쌓여있더라고요 내가 밟고 있는 게 소금인지 모래인지 모르겠어 이분은 중간에 합류한 누나 친구입니다. 만나서 즐거웠어요. 힘들게 걷고 있습니다. 좀 더 깊은 데로 가고 있었습니다. 이때 휴대폰 떨궜으면 대참사인데 다행이네요. 아 이거 다 소금입니다 이거 소금 얼음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이제 물에 떠볼까요? 사에 몸을 담갔습니다 우와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거 뜬다 야 이거 뜬다 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이게 오 오. 물개도 아니고 아, 계속 어? 어? 이랬네요 진짜 신기했어요 무중력이 이런 아. 느낌이구나 oh 물 느낌이 상당히 매끈매끈해요 무슨 뭐 오일 바른 것 같아 기름기도 있고 참 신기했던 물이었네요 그렇게 사해를 느꼈습니다 물 위에서 느끼는 망중함 잊지 못할 겁니다 야 아무런 느낌이 안나 Wow. 지금 저쪽에 보이는 산맥 같은 거 있잖아요. 저 요르단이에요. 참고로 몸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조심하세요. 여기 좀 염분이 높다 보니까 상처가 예, 좀 많이 아플 수 있어요. 그리고 잠수하고 싶었는데 눈에 물이 약간 들어갔거든요. 아, 아, 너무 따가워요. 진짜 조심하세요. 그나마 근처에 씻는 곳이 있어서 다행입니다. 여기서 잠깐 궁금해졌습니다. 이게 얼마나 짠지. 와 짠맛을 넘어서 그냥 써요 그렇게 사회 수영이 끝났습니다 정말 즐거웠네요 4일 또 와야지 언젠가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케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다음 영상 이스라엘 예루살렘 편 많이 봐주세요 그럼 안녕